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저도 이제는 선풍기를 정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오늘은 뭐 만드는 영상은 아니고요 재료에 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옷과 흙을 개서 사용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저게 뭔가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옷은 굳으면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액체의 특성상 형성할 수 있는 두께와 강도는 제한이 있죠. 하지만 여기에 흙을 개어 사용하면 어떨까요? 570의 품 대부분이 흙과 옷을 반죽하여 표면을 단단하게 강화합니다. 나뭇결이 보이는 공예 품만 빼고요. 570에 사용하는 흙은 공예품의 산지와 방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고운 흙과 약간 거친 흙 두 종류를 사용합니다. 제조 방법이라고 해야 하나요? 자연 상태의 흙을 그대로 사용하느냐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본 영상에서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. 입자의 굵기가 서로 다른 흙을 사용하는 이유는 거친 흙부터 고운 흙의 순서로 발라 표면을 견고하게 하고 마지막 상치를 곱게 올리기 위함입니다. 자 그럼 한번 개어볼까요? 흙을 갤 때 사용하는 물과 오칠의 비율은 1대1을 기본으로 합니다. 먼저 흙을 물에 잘 개어줍니다. 약간 뻑뻑한 느낌이 적당합니다. 물이 너무 적거나 할 때는 한두 방울씩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. 대학교 때 일화입니다.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교수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경험과 감을 중시하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셨고 다른 한 분은 저울로 측정한 값을 중시하는 젊은 분이셨습니다. 학생의 입장에서는 경험과 감보다는 숫자로 명확히 떨어지는 작업 방식이 쉽게 다가왔겠죠. 이해하기도 쉽고요. 어느 날 할아버지 교수님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젊은 교수님한테 배운 방식으로 하나하나 측정해가며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할아버지 교수님은 상기된 얼굴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니 학생은 젊은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답해버렸습니다. 할아버지 교수님은 그림은 저울로 재서 그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약간 언성을 높이신 적이 있었습니다. 저희 작업 스타일은 전자입니다. 좀 싱거우면 소금 좀 더 넣고 짜면 물을 좀 더 넣는 방식이죠. 이런 저희 방식을 아내는 대충대충 작업한다고 하더라고요. 참고로 아내의 전공은 회화복원입니다. 그렇게 느낄 만도 하죠. 옷을 섞으면 흙을 개는 게 좀 수월해집니다. 이게 은근 손에 쥐가 납니다. 오늘은 양이 적어서 그렇지 양이 많을 때는 손금에 근육이 생깁니다. 흙을 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유용합니다. 흙덩이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시 긁어서 모아 늘어뜨리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됩니다. 다 만든 반죽은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는데요. 숙성은 아니고 흙 알갱이 하나하나에 옷이 침투하기를 기다리는 거죠. 랩에다 잘 싸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잘 포장해 줍니다. 어떠셨나요? 오늘은 만들기 영상이 아니라서 섭섭하셨다고요? 대신 다음엔 두 배로 더 재밌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.